저거 하면서 남자 한 번도 못 사귀어보고 애들이 놀자고 전화 오면 나는 회사 가기 전에 체력이 딸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첫 입문은 탁탁탁탁탁 <laughs> worrying.